새벽 아직 하늘은 파랗죠 그리 가볍지가 않은 발걸음을 한 걸음 멈춰 지나가고 끝이 올 거라는데 난 오늘도 눈에 맺힌 이 눈물을 애써 참아요 오늘 전부 버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yeah. 두 눈을 감고 사람들을 바라봐 근데 사람들 지나가고 끝이 올 거라는데 난 오늘도 눈에 맺힌 이 눈물을 애써 참아요 산타클 that